세재상은 참으로 다양한 색깔이 많습니다. 먼저 자연 환경이 계절에 <laughs> 따라 달라지지요. 봄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꽃들이 활짝 피어, 피면서 화사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지요. 겨울에는 흰 눈이 온세는을 이해할 깨닫기도 하지요.